어. 어. 어. Hoşça kalın Kerem. Bu kadar falan bir sürü Right, all right. Let's go, let's go. Good, good, good. Modlimy się. No, no, mówię, że Guys, what's on the proposal?